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마켓컬리 다이어트 식품 15개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만 그런가요? 저는 밥을 먹고서 꼭 디저트를 챙겨 먹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4월 한 달간 마이너스 10kg 다이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디저트는 못 끊겠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절대 아니고 마켓컬리가 새벽에 배송이 오고 다이어트 식품도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간식을 여러 가지를 사보고 알려드리려고 먹는 모습도 리뷰로 찍어봤습니다. 제가 유튜브 보면서 하나하나 발품 팔아서 알게 된 제품들이에요. 가격, 그리고 영양 성분표, 가장 중요한 맛, 가성비, 재구매 의사 이렇게 다섯 가지를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밥부터 과일, 과자, 아이스크림, 소스까지 이 한 영상으로 다이어트 간식 고민하고 있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컬리플라워 라이스. 비주얼은 진짜 밥같이 생겼어요. 음, 맛있는데요? 확실히 밥맛은 아니거든요? 양배추 맛이 많이 나는데 밥의 모양이지만 밥 대용이라고 볼 순 없고 야채랑 같이 먹는데 이게 잘게 잘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먹기 편한 정도? 맛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저처럼 양을 많이 먹는 사람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도 가격 대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구매 의사율이 별 5개? 저는 지금도 바로 시키려고 합니다 두 번째 야미오밀 반을 갈라볼게요 사실 저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크림이 엄청 많죠?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일단 크림이 진짜 맛있고요. 밀가루로 안 만들었다는 게 조금 안 믿길 정도로 맛있어요. 이게 단점이 있네요. 이것만 먹기에는 약간 뻑뻑한 그런 감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우유가 땡겨요. 우유 먹을까? 이런 살이 더 찌잖아. 다이어트 중에 빵을 진짜 먹고 싶은 분들 아침 대용 식사로 탄단지가 갖춰진 빵을 먹고 싶은 분들 이게 추천해드립니다. 제조일자를 보니까 어젠데 2일 만에 먹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송이 오면 하루 만에 먹어야 되니까 마켓걸리에서 시킬 때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 먹방 리뷰에서 보셨죠? 아니 심하게 차있고 흑임자 맛도 정말 진하게 났어요. 그리고 빵이 겉에가 정말 부드러워서 다이어트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빵이라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격이 약간 세기는 해서 가성비는 별 4개, 재구매 의사는 있습니다. 세 번째 라라스윗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이따가 아이스크림을 두 개 더 소개를 해드릴 건데 맛에서 있어서는 가장 떨어졌어요. 민트 초코 맛이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았고 뭔가 잎으로 부족한 민트 초코 느낌? 가성비도 약간 별 3개 정도? 재구매 의사는 없습니다. 네 번째 저탄수 크림치즈 타르트 제일 먹어보고 싶었던 크림치즈 타르트 한번 먹어볼게요. 음! 엄청 맛있다 필라델피아 치즈케이크 있죠 그 맛보다 약간 덜한 맛? 빵 부분이 엄청 맛있네요 촉촉하고 진짜 설탕이랑 밀가루가 안 들어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이것도 빵이 너무 땡기거나 크림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근데 다른 유튜버 보니까 초코맛이 더 맛있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코맛을 다음에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크림치즈 맛 진짜 맛있었어요. 가성비는 약간 가격이 세니까 4개 재구매 의사 있습니다. 다섯 번째, 헤일로탑 sea salt 카라멜 아이스크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sea salt 카라멜 맛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카라멜 맛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아이스크림에서도 항상 이 맛을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랑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칼로리가 정말 낮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담 없이 먹는데 맛있게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예요. 가성비는 너무너무 맛있다 보니까 별 4개 주고 싶고요. 재구매 의사 있습니다. 완전 있어요. 여섯 번째 스키니피그 흑임자. 약간 입이 심심해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합니다. 좀 맛있을까? 음 진짜 맛있어요 와 칼로리가 이 정도인 게 말이 안 될 정도로 맛이 완전 꽉 차 있어요. 그 여러분 투게더의 흑임자 맛 아이스크림 아시죠? 그거랑 진짜 맛이 비슷해요. 흑임자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가성비 부분에서는 맛이 6종이나 돼서 다양하잖아요. 근데 가격도 저렴하니까 별 5개. 재구매 의사 완전 있습니다. 일곱 번째, 통밀 마늘 바게트. 이거는 100% 국내산 통밀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바삭하게 한 입씩 먹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특별한 맛이 없는 마늘 바게트 다들 드셔보셨죠? 그거랑 맛 차이가 정말 크게 없어요. 입 심심할 때 하나씩 먹기 좋은 정도? 근데 가격대가 거의 4,000원이잖아요. 그래서 가성비는 3점? 별 3개? 재구매 의사는 약간 없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미니미 사과. 먹어볼게요. 엄청 달아요. 엄청 맛있어. 요 이렇게 배송도 되게 꼼꼼하게 포장돼서 오고 엄청 신선하고 다네요. 이거는 지금 판매는 안 한다고 하는데 마켓컬리 처음 처음에 회원가입하면은 100원에 살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샀던 사과인데 여러분들도 만약 회원가입 안 한 분이 있으면은 이거 100원에 살 수 있거든요. 첫 회원가입 한 분들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추천 코드 이거 적어놓을 테니까 이것도 활용해서 저렴하게 한번 이용해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미니미 사과 이거 맛은 그냥 보통 사과처럼 정말 맛있었는데 100원에 구매해서 이득 봤고요. 가성비는 <laughs> 완전 좋죠. 저는 100원에 샀으니까. 하니까 그리고 살 수만 있다면 은 저는 재구매의사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레리앤레리 단백질 쿠키 이거는 가격대가 약간 나가요 맛에서 프로틴 맛이 나기는 했어요. 그리고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저는 되게 단단한 쿠키일 줄 알았는데 약간 말랑말랑하게 조금 눅눅해진 쿠키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가성비가 별 두 개 정도 주고 싶고요. 재구매 의사는 없습니다. 가격대가 너무 높아요. 열 번째, 계란 곤약 볶음밥.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한끼내용으로 너무 좋고 구성도 좀 실하거든요. 그리고 양도 적당하고 곤약볶음밥인데도 밥맛이 풍부하게 났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간단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요. 가성비는 정말 별 5개 주고 싶고요. 재구매의사도 있습니다. 열한 번째 조선 향미, 현미, 라이스칩, 설탕이랑 색소, 감미료, 산화 방지제를 모두 넣지 않은 거라고 하고요. 100% 조선 향미, 현미를 이용을 했다고 해요. 이게 그냥 먹었을 때 정말 맹맛이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좀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제 입맛에는 약간 심심한 맛이었어요.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스크림 올려서 먹거나 잼이나 스프레드를 곁들여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키니피그의 바닐 바닐라 맛이랑 이조선향미 라이스칩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가성비는 별 4개 정도 주고 싶고요. 재구매 회사는 사실 근데 많이 없어요. 그냥 너무 맹맛이어서. 12번째, 통밀퐁. 이 통밀퐁은 제가 우유에 시리얼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죠리퐁 맛이 날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죠리퐁이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고요. 크기도 약간 큰데 이게 정말 통밀을 약간 씹는 느낌이고 단맛은 전혀 안 났어요. 건강할 것 같아요. 먹기는 한 맛이었어요. 근데 이게 영양 성분표를 보면 300칼로리거든요. 저는 한 두 번에 나눠서 먹었는데 이게 식욕 조절을 못하는 분은 한 번에 다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약간 위험한? 당뇨도좀 높은 편이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성비는 정말 좋거든요. 이게 1,400원이라서 정말 저렴하고 조리품보다 양이 정말 더 많아요. 그래서 가성비 점수로는 4개 근데 재구매 의사는 사실 없습니다 13번째 닭가슴살 피자 이거는 두 판이나 오거든요 근데 가격이 진짜 저렴하죠 반죽은 통밀르로 이용을 했고요 그 위에 닭가슴살이랑 채소랑 토핑 그리고 치즈가 올려져서 만든 피자인데 닭가슴살 너무 질렸다 하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크기가 정말 크거든요 근데 이게 340칼로리인데 사실 얇아요 도우가 정말 얇아서 한 판 다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 먹어도 340칼로리니까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고 먹는 방법도 정말 쉽거든요. 비닐만 벗긴 다음에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니까 방법도 너무나 간단해요. 근데 맛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화덕에서 구운 듯한 바삭함이 구현이 되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화덕에서 <laughs> 구운 거랑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쩔 수가 없죠. 지금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다이어트 간식이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는 맛은 너무 기대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 가격에서는 판은 정말로 훌륭하고 또 두 판이잖아요. 별 다섯 개 이거 줘야 되고 재구매 의사는 저는 한 세모 정도? 닭가슴살이 질릴 때 한 번쯤 사 먹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는 소스 두 개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잇츠베러 마요랑 스리라차 소스. 제 먹방을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소스파잖아요. 근데 소스가 가장 살찌는 거 아시죠? 근데 잇츠베러 마요랑 스리라차 소스가 다이어터한테는 좀 유명한 소스여서 저도 구매를 해봤어요. 이츠 베 베러 마요는 일반 마요네즈의 칼로리는 4분의 3이고 나트륨도 2분의 1 수준이라서 마요네즈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훌륭한 마요네즈죠. 가격대도 일반 마요네즈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고 맛도 정말 비슷해요. 샐러드에 먹어도 되고 저번에 햄버거 먹방 할 때도 더 맛있게 먹는 꿀조합으로도 알려드렸었는데 마요네즈가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스리라차 소스 같은 경우에는 맵고 약간 새콤한 느낌? 나는 좀 칼로리가 낮고 매운맛을 좋아한다. 모든 요리에 좀 매운맛을 가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요. 근데 사실 저는 스리라차 소스가 제 입맛에는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 않았어요. 활용도가 마요네즈나 케첩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산지 좀 더 됐는데 더 많이 남았고 이거는 벌써 이만큼이나 먹었어요. 근데 이 소스 같은 경우는 에 쟁여놓고 계속해서 뭔가 요리할 때나 다른 음식에 꿀조합으로 사용할 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성비 면에서는 둘 다 별 5개를 주고 싶고 제 구매 의사도 둘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 돈 주고 산 마켓컬리 다이어트 식품 15개를 리뷰를 해봤고요. 보통 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이나 고구마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폭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먹을 거면 맛이 있으나 칼로리는 낮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하면 좀 더 다이어트 식단을 하는데 꾸준히 맛있게 재밌게 잘 해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 리뷰를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맛있게 하는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하게 하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다이어트 식단 요리법 이런 간식들도 꾸준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